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9일 밤 오산 공군부대에 도착하여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수해온 비스트 1호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향하는 중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서 뜨거운 환영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애국 국민들에게 엄지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타임즈의 방한 수행 기자인 탐 하월 백악관 출입 기자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의 인터뷰가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 후 29일 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arty, our political party is a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Um, our party's political party's name is Our Republican Party. We have currently two national assemblymen, and uh, the two the two national assemblymen are the co-leaders of the party. 지금 그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ur the, our Republican Party is a, uh, is a political party that stands on the very opposite end of spectrum of, of, the, of Moon Jae-in government, leftist government. -hmm. um, what do you and your party think of President Trump's visit? Um, is it a good thing he's here? Uh, what do you think he brings to the table?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가실 때, 또 용산기지 갔을 때, 터키들하고 한영민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한다. 이 uh, today, uh, when President Trump went to the Blue House and the Yongsan military base, the people who welcomed uh, Pre President Trump, most of them are from our party, our party members. Mm -hmm. 문재인 정권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주의 세력들이고 그 세력들은 반민주의자들이다. 그 뿌리는 거의 한 3, 40년 이상. 음, the, in, in actuality, the people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are uh, so socialists and uh, socialists forces and their anti-America forces, their roots uh, goes 30 to 40 years back uh, of, eh, of carrying out activities of anti-America, and these are the core members of Moon Jae-in government. Are these um, people that you speak of, are they part of that, um, I guess you call it 386 generation, uh, 586 generation? Is that who we're talking about here?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386, 586 세대입니까? 음, 그 세대도 있고 그 이전 세대도 있고 또 새로운 세대도 있고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을 바치고 있는 것은 주사파뿐만이 아니고 주사파 이후에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The, the, the 386 and 586 those generations are also included, but there are generations prior to that and and the new generations. And the people, the forces um, supporting Moon Jae-in are not only the Chuche ideology followers, but also uh, socialists who were uh, self-born. 쉽게 말하면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이 좌파다. 이번에 다 바꿨어. 그다음에 대법원의 14명 중에 아홉 명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좌파로 다 바꿨다. Uh, to give an example, the nine out of uh, six out of nine judges of the s- Constitutional Court are leftists, and nine out of fourteen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re al- are also leftists. So, um, with Trump's visit, what do you want to see happen tomorrow? What do you hope to, to get out of this? 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으로 내일 무슨 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뜻을 만난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고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많은 우파 국민들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완전히 지금 친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부분은 거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 그런 세력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반미주의자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어, 그 입장들을 세워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지난 지방선거 어, 6월 13일 선거에 6월 12일 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회담하는 바람에 전체 지방정부의 90%가 좌파들한테 장악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것을 공헌한 거다. 좌파 지방정부가 좌파에 넘어갔다. Uh, we oppose uh, President Trump meeting Kim Jong-un at the DMZ. um, since, ever since Moon Jae-in took power, his, the, his approval rating has fallen by half. Um, most, most of the conservative uh, Koreans do not recognize him as our president. Uh, he's Moon Jae-in's in economic policies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His stances are pro-North Korea. And he has changed the um, South Korea's economy to a socialist economy. These forces are anti-American forces. So it is very dangerous for President Trump to uh, to, take, a, s- to, take, to take their side. Uh, we have in nine months we have a general election coming up, uh, and on June 12th, a day before the uh, local elections in Korea, uh, President Trump had a summit with uh, Kim Jong Un, and so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 been dominated by the leftists, and President Trump has helped has played a role in helping this. 지금 미국에 내가 해리슨 대사도 만나고 지난번 미국 가서 NSC 한반도 책임자 아, 실무 책임자 그다음 국무성 한반도 실무 책임자 도 만났는데 가장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노총이 전체 언론 방송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이거잘 모르더라고. 만약 민주노총이 장악되지 않았으면 언론도 장악되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의 그 정권 유지가 어려울 정도까지 갔는데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못하고 지금 민주노총의 언론 방송 장악으로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소위 말하는 그 홍보 부대 비슷하게 언론이 지금 돼버렸다. 음, 그게 미국에서 이해를 한국이 지금 상황들을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 So um, I met with the U.S. Ambassador Harry Harris, and I met the people in charge of Korea, of Korean affairs at NSC and the State Department. But what I'm, what I'm begin, what I have been realizing is that the America's media and the American politicians do not realize that the Korea's media has all been done, been is being controlled by the uh,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The Korean Confed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uh, if they do not control Korea's media, President Park Geun-hye would not have been impeached, and it would not be, it would not be possible for Moon Jae-in to sustain his regime. Uh, because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has dominated the media, and they are working uh, as the uh, public publicity support for Moon Jae-in. Uh, America does not seem to understand this. Hmm. Um, I understand um, how you're upset with Trump kind of uh, propping up uh, Moon Jae-in or um, making him look good. But what about just your opinion of Trump himself? Just how do you feel about Trump and his involvement in the Korean peace process? 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 화가 나신 것은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 그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어, 평화 평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제가 작년 10월에 그 미국 가서 NS 씨나 국무성 한반도 책임자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 하나는 김정은 체제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그리고 종전 그 당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주한 궁극적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거다.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한반도는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 지금 문재인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어, 소위 말하는 서열 북한 김일성 정권의 서열 3위 김원봉이라는 지금 뭐 어, 서운을 주작할 정도로 우리 한국으로 우파로 봐서는 그 사람은 완전한 전범인데 전범이고 미국의 지금 한국전 참전을 그냥 내전에 내전에 참전한 사람 비슷하게 위원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역사인식인데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금 뭐 저, 저,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어아해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는 지금 사회주의 거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가고자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 어, 저, 저,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옳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강, 강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재가 좀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대단히 아쉽다. 그건 아, Uh, so last O- last October, I went to America and met the people in charge of Korean affairs at NSC and the State Department. And uh, when I went there, I told them three things. Uh, that one is that Kim Jong Un Kim Jong Un will never give up the nuke, and I told them the, the uh, ultimate purpose of the end-of-war declaration and the peace declaration is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Then the Korean Peninsula will um, become a socialist country. The, and Moon Jae-in has also said that the, uh, the rank, the person named Kim On-bong who was ranked third in the Kim Il-sung's uh, Kim Il Sung's North Korea uh, who,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Uh, Moon Jae in has said that we need to give him a medal. Uh, for South Korea, he is a war criminal. And, and Moon Jae in has also said that the Americ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is a participation in a civil war. So he has distorted the facts. Uh, so he has a very um, distorted view of Korean history I'm wondering, I wonder if President Trump is aware of this. Um, so it may, it's, it's, a little bit confusing. The Moon Jae-in wants to go uh, turn Korea to a socialist and mob democracy. And it, I understand that America does not think that Moon Jae-in is doing the right is doing the right thing, but uh, America does not seem to think that strong sanctions are needed against Moon Jae-in. So that's uh, that's somewhat disappointing. 문재인 정권이 그 반미 정권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laughs> It is important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anti-America, but what's also important is that he's a communist. 지금 문재인을 바치고 있는 민주노총이란 방송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기업들을 다 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선언을 했어요. 반미투쟁하겠다이그러 그러니까 반미주의자들이 이대한민국에 지금 정권을 다 잡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것을 알 건데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어가스럽다.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which is supporting the uh, Moon Jae-in, uh, they not only control the media but also the uh, Korea's businesses as well. And the, this federation, they have declared publicly that they are uh, making an anti-America struggle. So anti-American forces have uh, have con is, is controlling the Korean government now, and President Trump must know of this. But he's taking a um, unclear stance and that's very confusing.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에서의 문제 하나 국제적인 한반도의 질서 문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는 한국 그, 그, 그 대한민국에서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는 것은 지금까지 주류 세력은 우파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전라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의 주류 세력을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 100%. 언론 방송 어, 그다음에 상권 어? 그다음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에 뭐 검찰 경찰 권력기관 다 주류세로 군대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으로 다 교체를 해버렸다고 하죠. So um, Moon Jae-in has talked about uh, changing to making big changes to uh, two big changes. One is uh, domestic and one is international. And he has stated that he, he is going to change the uh, mainstream forces of within South Korea. Until now, it was it was the conservatives who was the mainstream. But within the two years of Moon Jae government, uh, the all, all the media, uh, businesses, uh, judiciary, legislative body, prosecutor, uh, prosecutor, prosecutor's office, uh, police, or uh, even army, they have all. Uh, they are all being do dominated by the leftists centering around the uh, province called Jeollado, and uh, and they are all uh, leftists centering around the area, the province called Jeollado. Um, 한반도를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는 문제는 한반도 국제 질서는 지금까지는 한미 동맹,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북한보다 위 힘의 우위로 눌렀는데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한반도 정책은 어,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예,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존북, 친북, 주사파 정권, 반미주의자 이, 이 세력들을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어, 줄, 그, 국제적 질서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외교에서 완전히 다른 소위 말하는 한, 한미 동맹 한미일 국가의 연대가 아니라 이 소위 말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하고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의 김일성 정권 이 새로운 질서가 이거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문재인이 선언을 했다고. 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맞 그래서. And internationally, Moon Jae-in has said that he wants to change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Until now, the uh, South Korea, through the U.S.-Korea alliance and the uh, U.S.-Korea-Japan uh, trilateral coalition, uh, we were able to uh, push down the uh, North Korea through our with, the, with our strengths. But Moon Jae-in's Korean policy is to work with the Chinese communists, Russia communists, and the Kim and the Kim dynasty of North Korea, and the Chuche ideology followers in within South Korea, and the anti-American forces within South Korea, in changing the international order within the Korean Peninsula. So it is not the uh, U.S.-Korea alliance and the uh, U.S.-Korea-Japan uh, trilateral coalition, but um, changing the changing to Korea's communist communists in South Korea, pro North forces, pro North pro.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것은 어, 9월달 안으로, 9월달 안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일지는 모르지만은 도발의 형태가 나는 그걸 걱정하는 부분이고 어, 1년 후에 어, 만나게 되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문재인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를 가지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또 북핵 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김정은을 압박하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이 거의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지금부터 1년 후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clears throat> 대단히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어, 말 유화 정책을 뭐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경제 봉쇄만큼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어, 북한의 지금 지구가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1년 후에 북한을 어, 지금 같은 경제 봉쇄를 당하면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어,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면 이 문재인 정권도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두 마리 하나는 김, 김, 김일성 세습 정권을 잡을 수 있고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어, 사회주의자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 36명의 비서관급 비서 중에 24명이 주사파예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갔다 보시면 됩니 한국이 먼저 무너지게 생겼네. 북한 네, 무너진 게 아니라. 네. 네. That is why the next general election is very important. Currently, currently diplomatically, um, America, uh, China's uh, three Achilles' heel are the three weaknesses are Hong Kong, Taiwan, and Tibet. And America is um, take, is working on all three. Therefore, um, China will not sit idly by. But because China cannot fight directly with America, that's why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on North Korea. Um, North, it's possible that um, with before September um, that North Korea might make a prov provocation. So if we were to meet in a year, um, that uh, the President Trump must make a must, must ask Moon Jae-in strongly whether uh, Moon Jae-in will, will choose America or China. And if if we and if America kept uh, pushing Kim Jong Un uh, who does not think, who is not thinking any, at all about th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 then it's, it's highly possible that Kim Jong-un regime will fall. And this is what we prefer. Uh, so President Trump's appeasement policy is okay, but he must maintain the economic sanctions. Uh, currently, North Korea is, uh, is very dangerous. Um, and if we if America continues with the North sanctions against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ir freedom regime will fall, fall and this would also be the fall of Moon Jae-in. So we can catch two birds with one stone. Um, currently, 24 out of 36 um, senior members of the uh, within the Blue House are the Chuche ideology followers. So we can say that South Korea has already become a socialist country.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I appreciate it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우리 외신 기자들은 태극기와 성적기를든 울부짖는 국민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이여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